앞으로 우리가 불릴 이름이니까 안녕 기업입니다 아! 저희는 개발해요 내가 이상한 거 빠져나갈 수는 센스? 좋아요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랩과 댄스를 맡고 있는 21살 김시윤입니다 틀리지 말고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맨날 새벽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안녕하세요 홍성준입니다 아 시윤아 일어나 누구부터 할래? 나 먼저 할게 야 마바박 찍어 팀에서 보컬과 막내를 맡고 있는 19살 윤정환입니다 혹시 다른 이름은 없었나요? 그냥 비상인데 이건? <laughs> 에라 모르겠다 음. 음. 여러 번만에 리얼리티행해 되셨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? 너무 두근거리고 신기하고 약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꿈만 같은 느낌? 리얼리티 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세요? 저희들의 매력과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잘하니까 그럼 앨범까지 묶었 어, 그거 그거는 잘. <laughs> 자, 잭슨 청파이. 어, 세네 쿵차 쿵차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, 식, 센, 에잇, 시, 엔, 쿵쿵차 쿵하. 어?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연습하고 있구나. 앉아볼래? 아, 네. 네. 어, 얘들아 좋은 소식과 더 좋은 소식이 있어 음. 뭐부터 들을래? 좋은 소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둘 좋은 아, 소식 그러면은 좋은 소식부터 일단 아. 들어보겠습니다 너네 셋이서 프로젝트로 음원을 한번 내볼래? 저희 곡 그럼 너네 와 너무 좋아서 당황스러운 정보인데 <laughs> 감사합니다 아, 그, 어, 이러면 너희 저희 너무 좋죠 이런 거더 좋은 소식은 혹시 너네 팀 이름이 정해졌어 아 이름까지 정해졌냐 벌써? 깜짝 놀랄 거야 뭔가요? 보이즈 돈 크라이 박봉주 씨 무슨 의미냐면 어떠한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자 그런 뜻이야 아 보이준 보이준동 보이주동 크라이 조, 좋은 거 맞지? <laughs> 네 너무 좋습니다 네, 좋은 거 같아요 혹시 다른 이름은 없었나요? H.O.D요 해명 이름에 H가 들어가서 H of Destiny. 아, 보이즈 돈크라이 보이즈 돈크라이가 훨씬 좋아 <laughs> 좋은 이름이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먼저 가볼게 아, 아 네, 네. 아, 좋은 이름 있으면 얘기해줘 대표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게 네.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간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일단 뭐 해봐 안돼 안돼 앉아보자 아, 어때 기분이? 나는 진짜 너무 좋아 눈빛 지금 불날 것 같아 그치? 나 지금 눈빛 나 지금 레이저 맞는 기분 나 처음이야 푸디 아 지금 깜짝 놀랐네 맨날 새벽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그거 받고 난 밤샘 연습한다 안 잘 거야 난 일주일 내내 할 수 있어 일주일? 밤은 좀 작게 일주일 동안 안 자는 건좀 심한데? 아 그래 야 그래 모래 의지가 충분히 느껴져 사실 우리 모두가 무대가 조금 그리웠잖아 솔직히 못 있잖아 못 있지 어, 무대 계속 올라가고 싶었지 팬분들께서 우리 이름 막 응원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뽑아주시는 거 그게 솔직히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 나는 걔가 아 근데 저희도 무대 올라가고 다 이런 건 좋긴 한데 팀명이 좀 임팩트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보이즈동 가라 소년 울지 않는다 상황 같은 거는 우리한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미가 별로 안 맞아 왜? 방송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어? 너는 진짜 맨날 울었어 울보야 그만해! 어쨌든 안 맞으니까 좀 더 좋은 이름을 앞으로 우리가 불릴 이름이니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 이거 진짜 신중해야 돼요 네. 그러니까 진짜 신중해 진짜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거 그럼 우리 거기를 한번 가볼까? 어디요? 어디?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어서와 앉아 그래 누구 지으시려고 오셨나? 저희 세 명이 팀명을 지으려고 왔습니다. 아, 그런 말이요. 그 이름하고 생년월일 얘기해봐요. 저는 김시훈이고요. 99년 10월 13일 생입니다. 어. 홍성준이고요. 99년 3월 14일 생입니다. 윤정환이고요. 2001년 2월 19일 생입니다. 음, 나왔어요. 어. 벌써. 벌써요? 어, 나왔어. 벌써요? 한 4초 음. 지난 것 같은데. 어, 세 사람이 다 뜨는 이름으로 말이야. 응? 네. 대한민국 만세 어때? 대한민국 만세. 3등이요? 아니요 말이야. 최고. 아이돌 가수가 되라고 말이야. 네. 동방신기루? <laughs> 동방신기루 말이야. 오늘 장명소에서 받은 이름들 어떠셨어요? 아,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. 예, 장난입니다. 아, 아 장난입니다. 아, 어떤 팀이 되고 싶으신가? 네. 저희 셋이 확실히 빛나고 실력이 좋은 애들이구나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어요. 그런 말이야. 세 분이 합이 잘 맞고 음. 서로 힘이 돼줄 수 있으니까 remain을 추천할니다 리메인. remain. remain. 어떤 뜻인가요? 네,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첫 번째 기억이 오래 남는다 음. 두 번째 같이 해서 함께 열심히 뛰는 얘기야 아, 멋있다 뭐 좋은, 네, 네 좋은 네. 것 같아 좋지? 네, 네. 멋있는 것 같아 그 셋이 다 합이 잘 맞으니까 네. 응? 삼합이라고 삼합 삼합 <laughs> 어, 삼합 어때? 그 이렇게 쓰실 거예요? 삼합이요? 아니요 리메인 아 우리가 이제 팀명을 정해야 되잖아 임팩트 있는 이름 한번 만들어보죠 왜냐 앞으로 우리의 미래니까 그렇죠 어렵다 나는 생각해놓은 게 있어 음, 준비성 팬분들이 음. 우리 마음에 한번 들어왔어 진짜 너무 막 불타는데도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못 나간다? 어, 못 나간다 음.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 그치 그럼 팀 이름 비상구 그럼 팬분들이 비상구로 탈출하라 이 나간 아니지 맞잖아 아니야 맞잖아 아니라고 비상구는 나간 아니야 그냥 비상인데 <laughs> 이건 두 번째 해외로도 음. 이렇게 널리 널리 음. 퍼져 나가야 돼 해외 진출 이제 해외 진출 아시아나 airplane 오, 오, 오, 오 어, 위아위팜맨 아시아나 어. 이거 나가도 돼요? 별로야? 아니, 아니, 좋아요, 좋아요. 음, 좋아, 좋아, 좋아. 아시아나. 음. 그럼 내가 해볼게. 이 장면가님이 해줬던 응. 음. 말이 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아. 어. 삼합. 삼합. 너무 좋았어. 삼합 좋지. 우리끼리 되게 조화롭다. 조화롭지. 뭐겠어? 조합. 아, 좋아. 두 번째. 우리끼리 너무 잘 맞아. 잘 맞아. 오만하면 텔레파시 통하고. 그지. 단합. 단합. 단합 너무 좋지. 진짜 필터링 없이 음... 막 뺏는다, 정말.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팅 넘치게 화이팅 넘치게 응? 딱 으쌰으쌰 하자 화합 기합 아, 기합 아, 어, 기합 아이! 안녕하세요 기합입니다 아이! 아 묘하게 설득력 있네 음, 이거 초합, 단합, 기합 아 우리 예명으로 할까? 센스? 음, 좋아요 음, 이러면 또 조합 그치? 이쯤 되면 내가 이상한 자, 부담되죠? 아, 형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뭐가 돼요 <laughs> 지금 아, 부담되죠 정한이 자에 모르겠다 예, 아, 와 던져 던져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간다는 뜻에서 계단 계단 아, 올라가자 네. 명은 1층 2층 3층 아, <laughs> 어, 좋다 왜냐면 이게 키 순서야 야너 너 키 몇인데? 안녕하세요 저희는 계단이에요 계단. 우리는 내가 봤을 때 장명이 소질이 없는 것 같아 아. 어 진짜요? 어? 선배님이요? 야 인사드리죠 어? 응. 어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one, and, two, and, three, four. 어, 마지막 딱 45도 국민각도 좀 옆에서 하자 자 국민각도 45도